내게 감주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분위 여자들의 간식 유머를 자신감이 불만해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엘레지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D.I.G. y a h w b e n l nothing. bang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.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